여러분 이건 로블록스의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? 이 게임은 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. 이번엔 WOD님께서 만든 오락 기계를 보고 새롭게 인형 뽑기를 하는 기계를 구현해봤습니다. 이 기계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인형 뽑기 기계를 움직이고요. 하늘색 레버로 기계를 내리고요. 검정색 레버로 집게를 집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인형도 아니고 블럭도 못 뽑았네요? 이거 진짜 안 지펴져요. 실제 뽑기 기계를 반영한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만든 게임이니 제가 클리어는 해봐야죠. 클리어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어우 이렇게 인형 떨어지는 판정이 진짜 대박이네요. 이렇게 힘들게 다 뽑았네요. 참고로 사탕이나 제트팩을 뽑으면 그 아이템을 먹거나 집어서 쓸 수 있어요. 이번엔 이렇게 보물섬 만들기에서 인형 뽑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지난 여기까지 안녕!